저번화에서 덕임은 반성문으로 인해 한껏 눈물을 머금게 되고 반면 산이는 소소한 복수를 할 수 있어 통쾌해야 한다. 그러던 중 늘 문제가 됐었던 호랑이가 궁궐로 침입하게 되고 그런 산이는 타이와 함께 주상전하께 벌을 받게 된다. 그렇게 타이에 대한 죄와 벌 그리고 용서의 시간이 끝나고 평온한 밤을 보내던 산이는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되는데 또 물어볼 게 남았느냐? 아닙니다. 생각해보니 너 여전히 폐관 소설을 읽어주고 있느냐? 제가 책을 읽어주든 말든 나으리와 무슨 상관입니까? 내 명의라도?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명을 따라야 하냐고요. 나으리가 제 우전이라도 되십니까? <laughs> 위험할 건 안다. 하지만 너밖에 없어.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. 책을 읽어다오. 사람들 앞에서 저쪽으로 가면 무사할 것이다. 가라. 사위를 시작한다. 당시 타인은 주상전하의 신분으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세손인 신분으로는 죄를 물어 처벌할 일이었다. 한순간 겸사선아으리처럼 보였어. 그런 덕임은 산이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게 옹주들이 말한 대로 영조가 좋아하는 소설을 주제로 필사일을 하게 되고 음, 성가 덕임? 예 <laughs> 필체가 아주 훌륭해 자 예상대로 영조는 기분 좋게 책을 받으며 글씨를 잘 썼다고 돈을 주며 소원을 묻게 된다 그런 덕임은 세손자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며 반면 영조는 그 말에 그 분노하며 책을 찢어버리게 된다. 부디 동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전하. 세 손을 용서하라. 기다려, 성덕임. 전하께서 네 이야기를 궁금해하실 때까지 살고 싶습니다, 전하. 그렇게 덕임은 살고 싶다며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말하며 이에 영조는 감명받아 덕임을 용서해주게 되고 대전에서 나온 덕임은 과도한 긴장이 풀린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만다. 그날 밤 영조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는 산이를 찾아가 호랑이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했다며 비로소 용서를 하게 된다. 두 번 다시 이러지 마라. 나. 저기 뭐. 그래.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하지 않는다. 되기를 원한 적 없사옵니다. 원치도 않는 것을 얻었다 하여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옵니까? 제 배로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마음대로 슬퍼할 수조차 없습니까? 덕이마 덕이마 덕이마 덕이마 덕이마 덕이마 덕이마 아직까지 사내가 세손자인줄 모르는 덕임 그런 산인은 언제까지 자신의 신분을 숨길 수 있을까요? 아울러 티격태격하기만 한 귀여운 이 둘의 관계에 점점 더 위기의 그늘을 가져올 인물들은 또 누가 될까요? 그리하여 점차적으로 엉킨 실타래를 풀어가듯 서로가 위기에 처할 때 밀고 당겨주는 산더기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승이 아닌 저승에서 서로의 붉은 옷소매를 보듬어주고 있지는 않을까요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